Как оценироваться? 오늘 자업반에서 코코 페스티이라고 약간 한국 페스티벌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Uh, let's check out the first. 일단은 저희가 아바칠레라고 멕시칸 음식을 여기가 레스토랑 사람 많아서 웨이팅 인지 확인해보고 페스티벌 갈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 뭐 있네요 <laughs> 막 굿즈 같은 것도 팔고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에요 이 광장 이쁘죠? 여기 저기 있는 성당이 좀 유명한 거예요 BTS <laughs> s t u solo para verte. But look, it's just taco, isn't it? Learn Korean. Do you want to learn Korean? Um, this is Monday. Monday? quisiera volverte a ver. Se haga tarde. 한국어 배울 수 있는 코스. Si lo pides yo iré De ti me alejaré No sales Yeah. de mi mente Me fui de aquí solo para verte 김치. Si tú te atreves a probar yo ¿Cuánto es kimchi? Este grande 300, el botecito 100 pesos. De la 한국이랑 cultura y de cuestiones 멕시코 약간 académicas. 워크숍, Entonces, es un relationship programa que yo 관련해서 conozco, como lo escucharon, a mí me tocó coordinar la parte de la Universidad de Colima con la Universidad de Nuevo León y un día de clases sobre Corea para hablar de androides y de Corea, América Latina. 경찰 아저씨도 주시나 봐요. 경찰, 경찰. 이게 뭐예요? 어,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 먹물빵에 먹물빵. 아 먹물빵이야? Just like that. 음. 유세요. 한국 어디예요 집이? 아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 방배동.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맥주 네.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쫓아왔는데 어때요? 나 너무 불편해 근데 날씨는 죽이네요 그죠 그죠 그죠 빵입니다 진짜 좋은 빵이에요 재료도 엄청 좋고 This is like a cinnamon drink in Korea How is it? have like a similar kind of tea here in Mexico Yeah? Mm -hmm. Well, in Korea you make it like really cold 네. 아, 반대편에 Tteokbokki? Like tteokbokki? Tteokbokki. It's like ramen. Tteokbokki they put like a ramen roll. This is bibimbap, bulgogi, 김치볶음밥 the one I made the other day. 음. 삼겹살. 아, see. 저희는 밥을 먼저 먹고 이제 나중에 디저트 사러 여기에 빵 사러 올 거예요. 오케이. Is that like a Mexican tradition like was? Some now, many.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를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고요. 아와첼레라는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지금은 토요일 좀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 테라스 살도 있고요. 있다. 아와칠레고요 이게 슈프랑 새우랑 그 오이랑 그거랑 그리고 약간 뭐라고 그러지? 얌치 이거 아워실레 베리데라고 하는데 초록색이었어요. 아반실레가 제가 멕식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뭐라고 그러지? 음,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거? 타코나 브리또 같은 거는 어차피 우리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친숙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 이런 게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레몬에 그 칠리랑 이렇게 해산물 들어가니까 여름에 먹기 진짜 좋을것 같아요 새우가 진짜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시간 3천원 공짜로 주는 일반적인 그 또르티아는 원래는 이제 튀기거나 그런데 근데 이거는 구운 거그 이것도 맛있어요 폰칩 같아요 조화가 진짜 완벽합니다 이렇게 마요네즈를 올리고 오이랑 그러니까 스팁은 또살 그대로 다 넣으면은 그 약간 부서지더라고 중간에 그래서 그냥 또살 중간에 깨서 그리고 이거는 오이 음료인데 오이에 약간 민트랑 설탕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는 많이 마시더라고요 어떻게 맛있어요 go to Korea, we're gonna wear this kind of stuff and then walk around the palace. It's quite nice, something. 어, 확실히 아까보다 사람이 많아요. Much more people than before. Wow, to here where the kind of 이렇게 멕시칸도 있고. 어 핫도그 여기 있어가지고 먹으러 왔는데 없어졌어요 아, 예, 괜찮아 일단은 진짜 더워요 It's like 36 degree 저기가 약간 댄스 커버 같은 거 하는 건가 봐요 보이시나요? 아, so you can make like a coffee Different kind of like drink. Yeah, I want a maximum. ¿En serio? Maybe it's a long time since I. Yeah? Yeah, we can have one. Uh-huh. Coffee would be nice. 여기 커피 종류 막 이렇게 진생도 있고 there's ginseng as well. No, no. Por tiempo, por tiempo, 어 여기 사람 진짜 많아. por tiempo, 사람 진짜 많아. Top of the wall, baby. por tiempo. JRS. Baby, tienes un movimiento. Cuando te mueves, siento que me vuelvo loco y no me puedo aguantar. Como tú lo haces lento. <laughs> Baby, tienes un movimiento. Cuando te mueves, siento que me vuelvo loco y no me puedo aguantar. Como tú lo haces lento. No te me despegues porque si te vas, yo te vuelvo a buscar y hacerlo otra vez. Otra vez, Baby, bien esa faleta, qué rica te es más start with what? Uh, mayo sriracha. ¿Más esta? Te miré y me di cuenta que andas solita. Te me pegué y bailamos esta salsita. Como si estuviéramos en PR, mamacita. Ay, yeah. Sigue siendo lo lento.